자, 다원 씨, 뭐부터 하시겠습니까? 저는 줄줄이 말해요? 줄줄이 말해요는요. 다영 씨부터 갈게요. 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Y 파이 I 춘 <laughs> 자, 말해 말해 아, 말해 말해 춘 아니 아, 땡 그럼 여름 씨부터 아, 갈게요. 냉정해. 자 모스 코스 네, 잠 <laughs> <laughs> 네? 코스모스. <laughs> 이거 뭐야 오늘? 엄마, 오늘 컨셉 뭐야? 아, 깔끔히 땡이네요. 뭐. 아 여름이가 웃기려고 너 개그 욕심 부렸네. 그렇게 지금 거의 <laughs> 나영 씨 혼자 통과했어요. 어이가 없네. 아니, 아니 저도 진짜 우주소녀에서 진짜 제일 가는 몽총이거든요. 몽총이. 진짜 제일 가는 몽총인데 여기 몽총이 두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 둘 세 개만 냈는데 끝났어. 뭐야? 지금 18개까지 준비해 놨는데 한번더못 어, 네. 볼까요? 아, 네, 네, 네, 네. 아, 아, 갈게요. 스파 라이트. 르타 스팟라이 스팟라이 <laughs> 죄송합니다 이거, 땡입니다 잠깐 이거 개티. 어떡합니까 땡이에요 그럼 땡입니다 이거 이런 깔끔하게 땡으로 가야 돼요 몽총이 <laughs> 이거 한 바퀴 셋이 몽총이 몽총이 몽총이 제발 한 바퀴만 돕시다 비밀 이야 맞아요? 유해 마약 네 <laughs> 유예요. 아 어, 진짜 죄 유에? 야 멍청이. USB. USB. 야 우리 셋이서 멍청이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니 한 바퀴를 못 돌고 있어요. 유해라고 돌. 우리 새로운 유닛 하나. 어떻게 아, 멍청이로 멍청이로. 안녕하세요. 멍청이. 한 번 더 돕시다. 네, 한 번만 뭐 더. 한 번더 돕시다. 진짜 막. 다영 씨부터 갈게. 우리 지금 이거 재미로 아, 한 거잖아. 그렇죠. 우리 개그 한 거잖아. 리허설. 여름 씨부터 갈게요. 바이 서클 아이시클 아니야? 어 바이서클이 뭐냐고 이거 타 거잖아요. 오르바이 청아 언니 바이석. 청아 언니 노래 제목이요. <laughs> 되나요? 자 지금 제작진 분들이 갑자기 회의가 들어가셨어요. 아니라는데? 자 US 그런 단어 단어 없대요. 바이시클이야. 맞아, <laughs> 자전거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바이스 그러니까 자전거. <laughs> bicycle. 자전거 이렇게 아니었어? <laughs> 카멜, 레온, 베스, 노트. 맞아요. 오. 기상, 천외, 오리. <laughs> 오리 무침. 오리? 오리 무침이요? 오리 무침 있어요? 있어요. 강원도 쪽에만 있어, 가도 있어. 있어. 네. 강원도 있어. 오리 이렇게 멋진 오리 무침 아, 아, 어머님이 해주시는데. 어, 아, 아, 왕이면 다시 해요. <laughs> 우소녀 매니저님, 이거 괜찮으시겠어요? <laughs> 아니 한 바퀴 돌았는데 작가님들이 동... 오 <laughs> 아, 여기 리더 누군가요? 이 유닛에 나오는 게 리더인 것 같아요. <laughs> 킹 리더. 진짜.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유닛 리더. 저희는 몽정이. 언제 해줄까? 저희는 몽종이 잘 맞았네. 다음 문제 음악 주세요. 돈으로 들어. 돈으로 들었어. 그, 그 노래. 아, 착했어요 아, 노래 아, 죄송 노래 제목. 다영 응답하라 1977. 아닙니다. 1977? 다원 1994? 아, 뭐 영화 저 아니야. 죄송해 다영 손번으로 들었소. <laughs> 아니 그건 노래 제목입니다. 몸종이 <laughs> 힌트 범 다영 여름 씨. 범죄 도시? <laughs> 땡입니다. 다영 범 내려왔다. <laughs> 아닙니다. 범 내려왔다고요? 다원. 네. 범죄와 의 전쟁. 정답! 야, 여기 범죄와의 전쟁해봐 했는데 맞았네. 역시 리더. 진짜 리더다. 자이는 몸종이. <laughs> 근데 이거 진짜 유닛 생길까봐 무서워. 아, <laughs> 그만할까? 그래, 그만하자. 그럼 지금까지 우주소녀 몸종이였습니다.